안녕. 안녕. 잘 들려요? 안녕. 들려요? 머리. 오케이. 어 저를 오랫동안 못 봐서 그런지 얼굴이 좀 부쩍해지셨네요. 하자마요 가지고. 나도 달라진 거 많은데. 아, 가와이 보다가. 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헐. 연이 발. 발 아, 아, 음. 맞아요. 아, 어? <laughs> 안 보이는데? 아주 기대. <laughs> 안 보이는데? 사람이 아, 오, 예. 어, 작업 그러니까 그런 거 같, 그런 거 같네. 주축이었으니까 제일 네, 이 쓰는 곡이고 작곡까지 어쨌든 같이 한 거니까 네. 하다 네. 아, 그냥, 그냥 해봤어요 한번. 어, 떻게 해야 이제 안녕하세요. 어, 거 아닌데 나 아, 옛날부터 네. 막 네가 부러와 이것 때부터 팬서님들 계속 막 내 거보다 작사가님께 더 좋아가지고 떨어졌 떨어졌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좋다는 거야 내게. 그래서 오 대박이다 하고 너무 기분 좋아지다. 내 이야기를 담았다고 원래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냥 여름 노래 여름 노래 밝고 신나는 곡. 어쨌든 마이존 자체가 아. 나 1절 전부 다 내가 썼어 1절 1절 전부 다 내가 썼어 1절이랑 브릿지 전부 다 내가 썼어요 나도 모르, 모르겠어 네, 네, 네. <laughs> 빨리 빨리 빨리 알겠어요. 저도 그것 때문에 좀 요새 좀 답답하고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어요. 빨리 좋은 소식 들려드리고 싶고 뭔가 그냥 뭐,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고 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저도. 저쪽. 자, 타스미. 야, 너뭔 드림 나올지 궁금했다. 누나 이제 인사해야 되나 봐요, 누나. 바이 바이.